밥 차례 아, 뭐지 뭐해? 아 뭐하는 거야 언니 다녀 아침 일찍부터 니네 밥 주고 어, 다시 자려는데 어? 왜 왔어? 아, 아파요 어? 오늘 침대가 좋니? 언니 좀 자자 얘들아 뭐해? 아씨. 아님 망고야. 뭐해너 거기 있으면 떨어져 너 거기 있으면 떨어져 예쁘게 생겼어 아, 아씨 근데 왜 망고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야 어? 뭐지야 아니 우리 저녁에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어? 집사 힘들게 먹은 거야 입술 힘들게 어, 점점 잘져 얘들아 아유 또 싸워요 아, 봐봐, 그